이렇게 보시면 드레스 리허설이 끝나고 지친 무용수들이 있으시고요. 여기 우리 안무자 선생님께서도 의상을 입고 그리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도 왔어요. 안녕. 저기 다른 팀이 리허설 중이네요. 대기실. 기실 보통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앞이 이제 부대랍니다. 보시면 아. 소중한 등장하는 친구예요. 제가 화장을 겁나 못하죠 네, 여기가 무대 뒤쪽이랍니다 그럼 저는 화이팅 하시고 분장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실험용이죠? <laughs> 안녕 여러분 우리는 디프리 아니 디리래 그래 디프리를 왔죠 여기 그런 곳인데 여기 이렇게 방이 있어요 지금 다들 각자 한 일을 하러 와서 한지 친구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끝내실